목포에서 군산 가는 길에 들린 전북 호안 엄청난 백반집이 있다길래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앉자마자 인원수만 확인하고 음식을 내어주시는데요 와엄마 이거 집밖 같은 비주얼에 18가지 반찬이 일차로 나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 그리고 반찬은 그날그날 다르다고 합니다 무안에는 그 이런 백반집이 많다고 하니까 참고 바랄게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뭐부터 먹어야 돼? 이렇게 해파리? 고민하는 찰나 오늘의 메인인 어? 조기 매운탕과 고등어 조림이 나왔네요 이게 진짜 몇 가지야 오케이. 와 대박이다 고등어 고등어 그렇다면 반찬을 하나하나 맛볼까요? 간장에 담근 맛조개장 게장같이 담근 건가? 어머 이거 어떻게 먹니? 어떻게 먹긴 쪽 갈아 먹어야지 간장게장 맛이다 진짜? 응 이거 간장 그냥 담근 거야 그럼 간장이 담궜지 초장이 담궜겠니? 한 입 입에 넣는 순간 저에겐 신세계가 다가왔습니다 진짜 간장게장 맛에 간장에 맛이 들어있는데 그 음, 하나도 안 비려 맛조게장은 정말 처음이었는데요 간장게장의 맛이 스며들어 있으면서 하나도 비리지 않았어요 미쳤다 오 시원해 완전 시원해 조기 매운탕은 매운탕 전문점보다 한 수 위였다고나 할까요? 감탄사는 옵션 갈치조림 윗동네에서 풀치조림. 찾기 어려운 풀치조림도 맛봤고요 음. 고사리 나물 하나하나 범상치 않습니다 밥수리는 오늘 나물 킬러 게장이네 양념게장 밥술족이 최고 좋아하는 게장이 있네요. 와 이거 진짜 아삭아삭 소리 보소. 게장 맛집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양념게장이 아닙니다. 아 진짜 게장 맛집이에요. 게장 맛집이야? 인정 인정 인정. 맛깔스럽다 응, 음, 하나도 안 짜. 게장무침 같은 김치로 따지면 겉절이 같은 아주 라이브한 게장무침이었는데요 어느 곳에서도 맛보기 힘든 맛이었습니다 와, 나 지금 마늘 잠깐 먹었는데 와, 이거 양념이... 양념이 미친 고등어 조림 저 밥숟가락 좀 보세요 얼마나 맛이 있으면 밥도 맛있고 고등어 조림도 맛있고 먹자마자 아주 그냥 웃음이 그냥 입가에 탁 퍼지는 게 무도 맛있어 무도 짜고 매울 것 같은 비주얼인데 아주 담백합니다 진짜 맛있는 진하게 밴 양념 맛에 고등어의 기름지고 고소한 와, 맛을 극강으로 끌어올렸다고나 할까요? 양념이 진하게 뱄어 음. 근데 짜지 싸거나 그렇지 않잖아 오일장이 아니면 매우 한적한 주변이지만 반찬이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고요. 12시가 되기 전에 문정성시라 시끌벅적합니다. 행여 남기고 가면 아쉽고 나중에 생각날까봐 그저 온전히 음식 맛에 집중했다고나 할까요? 테이블이 아닌 가정집 방바닥에서 먹으니까 이게 어릴 적 친구네서 먹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요. 어, 저기 봐, 저기 미쳤다. 애껴 먹었지만 이것 때문에 밥한 공기 더 먹어야겠네. 하, 이러다가 정말 돼지 되겠어. 다급한 젓가락질, 다급한 입질. 여기요. 여기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구생 맞추기식 차림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먹는 밥처럼 정성이 가득한 그런 밥상이었다고나 할까요? 정말 손이 안 가는 게 없었어요. 어느 것 하나 그냥 허투루한 게 없어. 그렇지 그렇지 없어. 어느 것 하나 허투루한 게 없어. 진짜 진짜. 허투루한 게 없고 정성이 안 들어간 게 없고 물론 뭐 정성은 다 들어가겠지만 그냥 대충 만든 느낌이 전혀 없어. 음. 대충이 뭐요? 술 이름이요? 전라도 그 특유의 그 진함이 있어요 유튜브 청정지역으로 아주 보존하고 싶은 그런 백반집인데요 무안에 들릴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때 꼭 박들이 보고 왔다고도 얘기하고요 나면서 되게 부드러운 그런 이파리들 음. 전라도 김치 전라도 믿고 먹는 전라도 너를 못 알아봐줬구나 내가 아, 흰쌀밥에 김치 척 하고 올려서 어휴 김치마저 맛있으면 어떡하니 이집 음식은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비웠구만. 음식 남기면 복달아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사장님! 뭐 세 그릇째 비우는 거 아니니 너? 아니야. 나는 한 그릇만 시켰고 너도 한 그릇 더 시켜서 우린총두 명이서 네 그릇 먹은 거야. 그 나한테 시키라고 주문만 한 거고 네가 다 먹었잖아. 아니야. 그것은 착각이야. 반드시 현금으로 내라잉. 응. 잠깐만 얼마야? 한 명, 찐찐. 한 명이 얼마예요? 찐찐. 응. 한명 얼마예요? 찐찐. 예? 7천 어? 원. 밥, 밥 두, 개 더시켰는 아, 밥 괜찮아. 아니야. 밥 두 개나 더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밥은 공짜. 우리 없어 맞는데 밥은 공짜. 1인분에 7천 원씩. 헐. 밥두 개나 먹었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공짜. 예. 내가 상담 받은 거 해주세요, 근데 저기 새우게 아프면 반대하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 아, 진짜 최고였어요. 일부러 찾아왔어요.